이번에 참치가 몇 킬로짜리야? 얘? 8.1킬로. 얼마 안 해. 조기 사러 갔다가 참치 사온 내 인생 레전드. 뭐 갖다 줘? 뭐? 아니야. 미안해. 안녕. 큰 생선 끊을 때는 여기 뼈를 끊는 게 아니라 척 척추랑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을 끊는 거야 한마디로 너의 연고를 부셔주겠다지 <laughs> 그 사람들이 톱을 쓰는 이유가 있었네. 있었어. 아, 톱? 아니야. 집어넣어. 아니야? 어. 안 돼? 어. <gasps> 소안 어. 되는 소리가 났어 방금 지금 생선에서 보지 뭐 못듣도 뭐 보도 못한 소리가 나는데? 어. 벙벙 가른 게 아주 좋아. 혈압력이 딱 보여. 근데 밥 먹은 거 슬프지? <laughs> 뱃살, 중뱃살, 등살. 나는 머리를 반으로 갈아갔어으 껍데기야 끊겼어 뭔, 소, 뭔, 소, 뭔 소리야 너 지금 이게 선어라서 그래 화로는 이렇게 자국이 안 남아 장난해? 이렇게 가 그냥 잘 됐어 나름 근데 먹을 게 있어? 감았어요? 한 점? 세 점 정도? 이거 다 구워 먹는 거 좀 아깝잖아. 근데 느낌이 뭐냐면은 이 조그만한 나도 가마라는 게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. 응, 그거지. 치우자. 뱃살, 등살. 등살은 절여 먹자. 마그로츠케로 해서 해먹고 그리고 뱃살이랑 중뱃살들은 회. 머리 구워 먹고 구워 먹고, 구워 먹고. 애들이 좋아하잖아 어 애들 이잘 먹을 것 같아 8kg짜리에서 한 이거 한 3kg? 4kg 나왔을까?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니까 어, 이게 많다고? 안아줄까? 맘마 맘마 맘마? 되게 시끄는 건데 저 자식 미안 맘마? 맘마? 맘마? 가자 어잘 먹어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안녕